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앉아 앉아 그다음 뭐 해야지 그다음 뭐 해야지 앉아 앉아 그다음 뭐 해야지 앉아 아니 바보야 너무 좋잖아 여기 쌀이 어떻게 안 먹어주지? 아니 손 아니에요 어떻게 해줬어? 음! 같이 기다려야죠 어떻게 해줬어? 음! 아, 기다려 기다야지 <laughs> 들어가 있어 일로 아하 어허 어떻게 했어 보리 어떻게 했어 보리 어떻게 해줘 엄마가 이거 줄 거야? 어떻게 해서 주소 우와!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디가 어허 어떻게 해줬어 엄마가 아니지 그렇게 해줬어? 엄마가 손 내밀어 해줬어? 어떻게 해줬어? 왔다. 엄마 어떻게 해줬어? 응? 어떻게 해줬어? 그렇지. 아, 이렇게 기다려줬죠? 얘 <laughs> 너무 귀엽다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어떻게 해줬어? 그냥 줬어? 어떻게 했어? 한 번 더. 딸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?